왜 또 왔어요? 그만 찾아오려고 했잖아요. 이런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. 대체 무슨 소리야? 난 네가 나올 날만 기다린다고. 메뉴 시간이 끝났습니다. 잠시만요.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요. 잠깐이면 돼요. 어서 가요.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.